것도늘어나가지고재밌어안늘어죽건데어제되는것같은데페어웨이와페어웨이를봐라페어웨이와하이하이하이와페어웨이 Rough. 本当 네 마음에 들어요. 잘 찍었다. Fairway. 됐다. 됐다. 아우 뭐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소리 하나요? 안 돼. 어우, 나, 나, 나. 어, 나. 어, 나.